차라리 지적장애가 낫지 자폐는 너무도 절망스러운 병명이라고 부모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적장애는 언어도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수준은 낮지만 학습도 일정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노력을 하는 만큼 꾸준한 발달과 성장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폐증의 상당수는 언어소통이 안 돼요. 심하면 교육적 접근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교육적 접근 면에서 지적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비해서 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예의에서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벗어나서 완전히 정상 범주로 지능도 매우 뛰어난 상태로 회복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마 상당히 고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폐증 같은 경우는 중증 자폐를 벗어나서 정상 범주로 회복된 사례도 많이 적절한 치료법만 결합되면 정상 범주로 회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류는 그 방법을 찾아가고 시기일 뿐이에요.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내가 모르는 엄청난 재능과 잠재력이 숨어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